아니 너 야 야 야 뭘 망설여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너 왼발 왼발 아니 거기 있잖아 바보야 음. 야야야 뭘 망설여 빨리빨리 먹어야지 음. 음. 아이, 저도 못 먹어. 여기 있잖아, 여기, 여기. 음, 없어, 이제.